아유 복수가 몇 명이야 음. <laughs> Jake. Oh. Name. Oh.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이 Oh. Look <laughs> Thank you. Whoa. You captured Zone A. Oh. You lost so A. Thank you. Capture Zone A. Easy. 했다. 아, 갑자 계속 조절에 짜증나게. 아 진짜 씨발 어? 잡았어